잠들 정도로 물속에 들어갈 거예요 발이 안 물렸나 정도만 안면 괜찮아 머리 잡았어. 바로 위에 또. 네네 유라시아 스타일 그걸로 오히려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활발해졌는데? 맞지? 그러니까.